네, 알겠습니다. 가자. 이제 백살 달리는 거야. 가자. 가자. <laughs> 좋대. 엄마 먹으러 가자. 이거 가자 아이 그거 먹는 거 아니지 가자 이리와 배고 왔어. 잘자. 잘자. 우리 엄마 먹고